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망고야. 망고요. 시켜망고 언니 강의 들을 거야 뭐이 얘기를 뭐 제가 새로 설명해야 되나? 여러분 아니 뭐 언니 이거 처음부터 뭐 다시 들어야 되잖아 <laughs> 네 진짜 미안해 망고야 내려와 아이 다시 들어 세상 선생님과 문법 공부한 다음에 문법이 흔들리질 않았어요 각자 하나를 뜯어보는 게 이번 시간의 방송입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독립원까지 감천 사파지로까지 다음 시간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걸 공부하안 돼요. 과연 이 표를 머릿속으로 풀어오는 공부했던 복습했던 책에 의해서 이 표를 공록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연역의 역할을 이걸로 출발하는 거지만 균합적으로 아이고 내 걸렸어 인강 좀 들을게 그걸 면서 써는 이것만 써놓는 게 아니고 영상, 그 영상에서 벼슬 배우는 거 내용들을 함께 있어.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과 설명 것 얘들아 언니 이제 인간 끊는데 태블릿 자꾸 쳐요 <laughs> 얘들아 왜 네, 그래 차리 아, 아 망고 아 망고 안돼 안돼 <laughs> 안돼 안돼 아 지금 체리랑 아 체리랑 망고 이상해요 영상만 틀라 그러면 좀비처럼 달겨들어 어? 절로 가 가지 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다섯 가지 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아이 아홉 가지를 그렇게 얘기하는 게더 많거든 그 제일 세분화된 아이 가위 숨겨놨는데 너 발톱 깎고 싶어? 얘네들을 형사라고 볼 때가 응? 되게 많아 그러나 어떤 성질, 문법 성질 형태가 사귀는 거는 사느냐 결하느냐 결하느냐 안 결하느냐 자변과 기준 이거에 따라서 물건은 내 체형 수치가 되 바꾸는 거거 근데 이걸 이제 엮어서 이해해야 돼 아, 체형 같은 거는 누가 결하는 냐 수시간도 마찬가지 이거도 마찬가지 아니 수시간도 마찬가지일 아하하 <laughs> 망고 차가 병원 그렇게 몸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가벼워요 아니 딴동네 전쟁이 끝나고 싶은데 어디 끝나가 있어 어디 끝나는 데가 있어 얘가 걸리면 그런 게 문제가 되고 얘가 걸쳐 얘요 얘는 원칙적으로는 불변화가 있어만 그래서 조사 반면은 이제 조사는 조는 공부를 조사는 할수 있어 가지고 근데 유일하게 조사 가운데 하나만 서술적 조사가 못해 이다거든 이다 나는 학생이다 학생이다 만 이고 돈터치 망고 돈터치